많이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영상이요 두번째 기회를 준비했는데 이번엔 과연 얼마나 많이 하고 미니하고 사나오니야 댓글 달렸을지 기대했지만 역시 일단이 최고인가? 생각보다 댓글들이 개웃기네 더 많은 댓글과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구독자들 센스 레게너 대전의 쫀자는 대전의 물방개 대전의 나포레옹 김현식의 모든 것을 똘똘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식님 눈에는 프리코가 이쁜가요? 기라 아스카가 이쁜가요? 야 <laughs> 진짜 흐흐 기히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김경식입니다 아 사실 솔직히 댓글이 얼마나 달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확인을 하는 순간 열받아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파친코에 <laughs> 아는 점이 좋아서 만나게 되었나요? 파친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여자친구는 빠친코가 아닙니다 이름 똑바로 기억해주세요 샌프란시스코 일단 잘 웃는 거 말은 안 통하지만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 선한 분위기나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 가장 자신 있는 신재의는 어디입니까? 알잖아 지 사진과 영어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데 어디인가요? 총알 좀줘 현재 일본에서 어떤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laughs> 후쿠오카에 있는 MC, 모델, 이 외국인 사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올렸었던 라디오 한국어 나레이션 같은 걸 하면서 결혼하실 때 구독자와 팬들 결혼식 초대자 주시나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뭔가 되게 너무 스테키 크리코도 이런 걸 좋아하고 저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人で何してる時が一番幸せですかあの時ですもう

없스카키레라 개그 콘서트가 해지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콘나 그 시체만 뭐 그런다네 저는 원래 공채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극장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됐는데 결국 최종 합격을 못한 지망생의 입장으로서 너무 아쉽죠 뭐 그때 당시에 더 열심히 했었으면 개그 콘서트가 더 했었으면 더 많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편식심이 칼 냄새는 라멘다 연습생인가요? 아 라벤더 어때 그러까 어때? 本当に話していい? 음. 오징어 크리코님의 한점 3가지 알려주세요 우선 밝아요 웃음이 많고 정말 그거는 뭐 나의 여자친구로서 정말 최고야 두 번째 내 가족을 존중해준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도 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고 본인의 가족도 사랑을 할 줄 알고 세 번째는 꿈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고 이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도 되게 배우고 정말 리스펙하는 부분이다 엉덩이를 긁어도 긁어도 가려운데 이거 <laughs> 피부에 문제 있는 건가요? <laughs> 아니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피부가 아니라 머리에 문제 스키나 니혼고 教えてください 하치메때 니혼고 뱅교시 나니모 시라나카다토 이치방 스키나 니혼고 나인 줄 알아? 도저 요러시코 네가시마스 프리코가 너무 아 그러니까 사이고 뭐또 하루요 도주 요루, 요시코 오네가이시마 그리고 하나만 걸으시오 평생 위로 안락이 <laughs> 와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먹고 살기 월 박찬호 화이팅 크리코에게 3주 동안 아이콘택 사랑한다고 말하고 뽀뽀할 수 있습니까? 아이사치시다 아이사치시다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빠진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어 좋겠다 사랑해 そしてロ즈가が대가또 걷다는 사실인니다 <laughs> 로추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헌터팡이었는데 한 가지만 다 말씀을 드리자면 KBS 공채 시험을 볼 때 헌터팡의 집에서 약 한 달 정도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저보다 형인데 샤워를 한번 했어요. 샤워. 샤워를 하면서 보니까 나보다 형이 아니야. 아! 어디서 살 계획이신가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 중이에요 좀 인간관계나 경제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디서 살지는 솔직히 아직 회의 중인데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한, 한국에 살고 싶죠 아프리카는 어때요? <laughs> 원하니? 어! 아니 아니 갔다요 어! 네, 어, 어, 아! 갔다요 갔다요 어, 보여요 最近クリコちゃんのどんなところに進軍しましたか? 쿠리코가 와뜻이 노타에 난당난당 카와루 토코로 ずっと家にいるからもちろん喧嘩とかも多いになりましたんでそれで私がクルコに何かチェンジしてくださいとか話したらクルコも私のためだんだんだんだん自分をチェンジしてくれてこれ、ね、ありがたいです。남자친구있어요 일 관련된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 관련된 일본어는 따로 배운 적이 없고요 대부분 크리코 리액션 예상을 하고 물가를 만들죠 가장 예상과 틀렸던 게 이제 서프라이즈 해줬을 때 그때 뭐 크리코가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가장 예상과 틀렸던 물가입니다 켄시기 형의 트레이드마크인 호불이 만들 <laughs> 스스로 먹어보려고 <laughs> 아 진짜 얘는 뭐 간단지 않아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でも어제먹었잖아その간장가なかったから食べなかった필님이랑 <laughs> 사귀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 진짜 뭔가 콘나 토끼 너 왔다시가 그냥 고태가 되기네 며칠 강가에 때 시대 근데 진짜 자기는 건 시리어스 나더기는 너무 재미가 없어 <laughs>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뭐 월급이 따로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불만을 말한 적도 없고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가잘 때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오늘 하루 시끄러웠다. 번에는 세스코, 게임은 빠진, 여행은 샌프란시스코, 해준 최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 최고의 음식과 최악의 음식. 아히조가 최고의 요리 같다고? 그라탕은 어디 같다. 그라탕 똑같 아히조. 최악의 요리는 나또 밥 머리가 작은 건가요? 현식 씨 머리가 큰 건가요? 저는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현식님 헤덜스는? 헤덜스는? 겨털수. 아, 그러면 산쟁을 할까? 산쟁. 음. 하겠네. 어떻게 하면 프리코는 아가 예쁜 분이랑 사귈 수 있나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면 이런 미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laughs> 뭐? 한두 번 퀵고 맞죠? <laughs> Q&A에 진짜 혼나 시원시 나이네 아, 지금 쌀것 같아요 내년에 일본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진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야유회 같은 걸 가는 걸 사진으로만 볼 때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즐거웠던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축구 좋아하세요? 무슨 팀 좋아하시죠? 초등학교 때 EPL을 봤었는데 맨유 아주 그 박지성의 맨유 아직도 크리코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라진 점은 크리코가 네? 좀력이다 너무 부분 말이 끊임없이 많고 리액션이 너무 모든 게 다 좋아서 이건 진짜 매력이야 진짜로 크리코도 레이시나가 가왔다 내 자신을 <laughs> <laughs> 진짜 이게 뭐야 내 자신을 좀 더 좋게 보는 것 그렇게 하고 사귀기 전에 앞으로 내가 어떤 루트로 가야지 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쿨커가 만나고 제 옆에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자신감도 주고 그런 안 좋은 마인드에 대해서 엄청 컨트롤 많이 해줘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들 없을 때는? 아왜 어, 이렇게 왔다 시는 아, 시청은 있 나요 힘들었을... 개그맨 시험 떨어졌을 때 뭐 그럴 때까 어, <laughs> 오 마지막 대전 먹스동 급배인이다오 대박 현승이 언니 대전 실 건가요? 아 지금 생각은 대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전이 살거나 아니면 서울에 살거나 어디일지 모르겠어요 현식이 형 키가 몇 시예요?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183.9 184라고 살짝 뻥을 치면서 다니기도 하고 대전이 버전님 대전 맛 있는지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대전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고 싶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태평 소국밥이죠. 크기과 분리 앞으로의 보부 저도 한국에서 그런 MC 쪽에 있었고 개그 쪽에 있었고 쿠리코도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둘의 장기를 좀 살려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지금 포부고 또 그거 외에는 제가 유튜브 계속 꾸준히 해서 한일커플 정모도 계속하고 구독자분들하고도 만나고 이런 이런 게 저희의 포부입니다 편식 さんはお笑い芸人希望だったんですかそうです3分カレーが아니라3分교식이라 어, 맞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매운맛이죠. 선생님이 이럴 때 그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우리 가족들도 쿠리꾸를 좋아할 때 쿠리코가 뭐 저희 외할머니 집, 친할머니 집도 다 가고 친척들도 다 만나고 했는데 뭐 가족들도 되게 쿠리코를 되게 좋아해주고 친척들이랑 통화를 해도 아 그렇구나 쿠리코랑 뭐 잘 있지? 그런 얘기를 이제 보거나 들으면은 어 되게 뭔가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의 첫인상 첫인상 그냥 진짜 일본 사람이에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일본 사람 그냥 캐셔 똑같고 뭐 전부 일본 밑에 코토가 데키나 이거 모쪼 뭐 아테다시가 하나씩 찬스 똑같고 뭐 나갔던데 세카쿠가 너무 아카르기 동 코레는 미했다 와라이 코에다가 와라이 카타とか 他の 히토타치토 하나스する時のクリコの姿とか見てわこの진짜 폴라이트가 뭔가 매체性格いいなって思 오, 아주 지금 오메마스 토끼는 아주 아주 우리시구만 일본에 살면서 타일 커플 모임 언제 더 할 생각인가요? 어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해야죠 너무 불편하다 무엇인가요? 유두리가 없다는 것 식당에 가도 유두리가 좀 없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거 갔을 때 서류 하나하나 막 그런 거 써야 되고 막 늦게 해주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거 너무 먼저 내이은 그리고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 내 이름은 크리코 한 번씩 올라오나요?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시기여서 내이은 크리코에 포커스를 못 두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또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몰카는 크리코가 츤데를 너무 좋아해서 또몇편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쩌다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잘 못하는 일본어와 잘 못하는 한국어로 있다 보니까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어? 그럼 한번 쿵쿵따라 한번 해볼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콩콩타를 찍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 유튜브도 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쿠리코가 한국에 왔을 때저 아는 형이 쿠리코를 위해서 선물로 영상을 찍어주면 어때?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냥 쿠리코의 여행기를 찍어줬어요 가족들 만나고 이런 거를 그냥 찍어서 선물로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쿵쿵따에 자막을 한번 넣어서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렸었고 어? 가족들 만난 거 이것도 한번 올려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현식님 눈에는 쿠리코가 이쁜가요? 기라 아스카가 이쁜가요? 야 <laughs> 모니터링 스루토 고양이 쪽이 그리워동 쪽이 있나요? 아 대체 내가 누구야? 진짜 웃기다 아. 저도 일본인 여자친구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시기에 제 말이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 만나면 하고 싶은 거나 만나면 꼭 이런 데 가고 싶구나 막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못 만나서 아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선물 찾고 뭐 이, 이런, 이런 데서 이제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빨리 가고 즐겨했던 운동 궁금해요 아, 저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을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장수거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これから何色の髪型を予定していますかこれからはずっとブラックと思います自分は頭がいいと思いますか いいより大きいと思いますそれでいいと思 <laughs> 그흐 기히 너무 즐거웠습니다 장난치는 질문들이 99%였는데 그래서 더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그리고 감사하게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한일 커플 정보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들 분들랑 함께 만나는 자리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 또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이었습니다